2020년 12월 12일 여행 5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오늘은 총 두 곳으로 갈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집과 함께 저기 뒷집 저기가 메인이, 메인인 것 같은데 저 뒷집이 유독 셉니다 이집저 집 두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십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가 셀지 저기가 셀지는 모릅니다. 일단 가봐야 합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기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로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긴 뭐가 틀리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긴 뭐가 틀리구나 옳지 옳지 우와 뭐야 와 제삼뜻한 어디 계세요 혹시?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 푸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뭐, 네, 나 방금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무슨 고양이인가? 방금 뭐지? 뭐지 방금... 뭐야? 방금 뭐 내가 잘못 봤나?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해주... 바깥집에 이쪽이잖아 바깥집에 이쪽이 일로와! 봤어 일로와 뭐야 뭐야 방 아씨 와 와 와 와 와 와와 어? 하지 마세요 안에 들어왔습니까 혹시 혹시 안에 들어가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장난 좀 그만 좀 치십시오. 와 오늘 좆됐다 이거 이러다가 뭔 소리야? 차라리 말로 해주십시오 말로 잠깐 그만요 그만요 와 오늘 좆됐다 이거 이러다가 뭔 소리야? 차라리 말로 해주십시오 말로 잠깐 그만요 그만요 어디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 오. 어.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담배하고 대 되거든 가만 있어 하지 여긴 또 왜 그래 갑자기 카메라 돌리지 그대로 가만히 가만 가만 있어. 가! 아! 그대로 그대로 가! 아.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와! 와! 거기 있습니까? 어? 어? 거기 있습니까? 여세요 여세요 여세요 여세요 여시라고 해서 니 그대로 가 하지 마세요 여세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혹시 그 안에 계십니까? 저에게 속에 있는 말씀을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 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 잠깐만요, 망경이 잠깐만요. 어,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해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네. 뭐라고요? 방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까 조까 아 장난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1 51 감사합니다 51 시운 하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에? 예? 안 들립니다 아, 그거는 제가 실례했다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이곳에 머무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예? 몇 년이요? 7년? 7년 됐었다는 겁니까? 돌아가신 지 7년 됐습니까? 내가 잘못 듣는 건가? 7년? 예? 불 거야? 이거 반 여자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들 여자 목소리인데 불 거야? 불 거야 와 너는 그래도 뭔가 대화가 조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어?